난이 원본 시간은 날아갔지만 나 떨어져 폼내턱 위에 멋지는 머 뭐 위에 호정 나는 래퍼 견몰 딱히 저기를못 내려 내 자유로운 혼 가치는 머물러 시대가 변해도 닥치는 대로 외치 빈뚜월랏 영어도 못했던 놈이 직업을 찾듯이 처음으로 두 발을 내딛었던 트론토에서 내 목표는 상장 물론이지 운량주 허기진 걸 못 참아 이름 못 now 시간이 부족해 I hate t all I 계속 올려 나의 끝이 반해 이름 석자 때문에 울려 내매진해 I'm well trained 모든 게 다 가능해 like Garnet said 시작은 미약해 해도 끝은 창대해 지지를 줬다면 You're probably got impressed 땀냄새 나는 지하 작업실이 나의 베이스 올려버린 페이스 이제 밖에 나와 모든 전투의 킥난 이기동단 715 전투경찰 대 출신답게 여기 세워버려 질서 허세나 하나 없는 겸손을 믿어 일처리는 간결 빠른곳 실속 군더더기 없이 나는 차리지 실속 What?